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천입니다 대왕 새우튀김 구독, 좋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진짜 커 이거 보세요 진짜 대왕이죠 대왕 진짜 얼, 얼굴에 옆에 딱 대어도 내 얼굴이 작아 보이는군 네 좋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지만 새우 얼굴에 새우 꼬리까지 있어요 저는 이거 다 먹을 거예요 머리랑 꼬리를 먹으려고 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